안녕하세요 1분 리뷰하는 뷰입니다 시즌 1 1차 2차 완판을 거두고 돌아온 Glitter Boutique 시즌 2입니다 Glitter Boutique 시즌 2는 특특특 대용량 glitter인데요. 종류는 총 11가지로 원하시는 색상을 쏙쏙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번 Would You Marry Me 2번 Dangerous Kiss 3번 미드나잇 문라인 4번 Champion Girl 5번 Glow Glow Me 6번 Powdery Heart 7번 Unicorn Prism 8번 Love Mix 9번 Beautiful Monster 10번 1980 Cabinet Pink 11번 Boom Boom Power Up 용량이 용량이 펑펑 쓰지 않으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용량이라는 거자 그럼 Glitter Boutique 시즌2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쁜 글리터를 클리어젤에 섞어 바를 수도 있고 손톱에 클리어젤을 바른 뒤 glitter에 콕 찍어서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지금부터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른 얼른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배송 시작은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퓨리였습니다